옥수수 스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한 번도 <laughs>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일단 레시피를 확인해 보니까 옥수수 그리고 감자, 양파, 우유, 생크림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집에 생크림이 없기 때문에 우유로만 할게요 그리고 소금이랑 후추만 있으면 옥수수 스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탈까봐 굉장히 조심조심 넣고 있어요 어차피 다 넣어서 볶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파가 약간 어, 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야 돼요 그렇다고 써 있었어요 우유를 부어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멸근 우유밖에 없어요 제가 집에서 먹는 건데 이거 한 박스씩 쌓아놓고 먹으니까 이럴 때 좋은 것 같아 집에 우유가 늘 있으니까 두 개 정도 더 어! 괜찮습니다 <laughs> 닦으면 되니까 유튜브 보러 갔더니 이제 믹서 갈고 올게요 귀엽죠? 짜잔 요거를 이렇게 뿌리면 소금입니다 후추예요 후추 진짜 맛있다 빵이 없으니까 사브레 쿠키를 한번 살짝 기다려줘야 될 것 같죠? 바로 먹으면 좀 이렇게 스프에 녹아들 때 음 맛있죠 옥수수 알갱이 씹히는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위에 마지막에 옥수수를 조금 더 올려줬는데 알갱이를 그게 가끔씩 씹히거든요 음. 양송이 스프도 저는 막 완전 다 갈아진 것보다 살짝 건더기가 있는 게 좋아요